아이다 너무 시끄럽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내가 올 줄 알았나?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배고파요 배고파서 이 시간에 좀 과한 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자다가 너무 배가, 고, 배가 고파가지고 이대로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준비했냐 뭘 준비했냐면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 뭐? 저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그냥 안녕 할 거예요 안녕 할 거고 배가 아, 고프다 오늘 뭘 준비했냐 들기름김 귀리 찰 현미 곤약밥 다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어머 잘못 가졌어 썼던 거 있었는데 볶음밥육 볶음밥 볶음밥 간편한 볶음밥용 채소 요거랑 그 다음 수비드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배고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이것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요 간장이랑 그리고 여기 고추장 해가지고 참기름까지 해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면보다 낫잖아 이게 내 진짜 고민, 고민,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응? 고민을 많이 했다고 라면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내내 올리브 올리브유 어딨어 안 보여 어딨지? 너 어디 있니? 왜 없는 거지? 어? 어디 있어? 어? 왜 안 보이지 진짜로? 어? 속상한데 이거? 되게? 아 그럼 이거 써야지 아나 스프레이 그거 찾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배고파. 너무 배고프고 추울 것 같은데 저 어제 어제 새벽 어제 새벽이야 아니지 오늘이 지금 오늘이잖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새벽 3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계속 그냥 커피 마셨어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여기 보면은 잠을 좀 안 자니까 포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챙겨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잘 거예요 일단 씻긴 했거든요 하,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일단 요리를 해볼게요 좀 죽을 것 같아 좀 죽을 것 같아 아. Look who we are We ar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We are dreamers make it happen. It's just words that get a match. Respect. Oh yeah. 어. 날카롭네. 배고프진 배고프니까 말리지 마오. 나 지금 힘들어요 몰라 지금 무,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안돼 요리는 뭐다? 청결이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쓰레기를 정리해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참치 여기 참치까지 있어요 또 심지어 가벼운 참치다 근데 이거 기름을 일단 빼줄게요 기름을 일단 빼주고 요린 감이잖아 근데 또 과하면 안돼 뭔지 알죠? 음 맛있네 별 차이가 없는데? 별 차이가 없어 짭짤한데 이것도? 그러니까 195칼로리나지 힘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왜냐 수비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지 끝에 있는 부분들은 좀 힘을 줘서 해줘 더 돌려줘 요즘 진짜 이것만 먹고 있어 이것만 심지어 참치도 빼 고추장도 빼 근데 지금은 내가 첫 끼니까 첫 끼가 아니지 첫 끼야? 그래도 이게 너무 닭가슴살이 지금 부드러워서 전 닭가슴살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너무 좋아 칼로도 그렇게 안 넣고 아 지금 힘이 없어 근데 이건 진짜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안 먹고 자면 내가 다음날 안 되겠어 한이 서려가지고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하루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 그죠? 닭가슴살 이렇게 좀 다져주고 닭가슴살이랑 아 모르겠다 칼은 이제 쓸모가 없어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준비를 하자 아 숟가락도 설거지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거 말고 아 설거지 하는 거아 숟가락 버렸어아 정말 어! 어. 아 진짜 너무 졸리다 졸린데 저는 약간 졸리면 식욕이 너무 터져가지고 먹어야 돼요 자. 자, 이거 어떻게 할 거냐? 이거는 일단은 예열을 해줘요, 예열을. I will 예열. 아 너무 졸려 여러분 잘 지냈어요? 일단은 야채가 냉동이기 때문에 야채를 먼저 기름에 살살살살 해줄 거예요 그리 이게 쓰던 팬이라 잘 눌러 그래서 좀 오래 예열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돼 I'm hungry. I'm starving. 참치까지 넣고 밥 넣으면 간이 좀 짭짤할 텐데 그러면 고추장 반에 간장 굴소스 안 넣으니까 그냥 고추장 작은 하나 아. 배고파요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다이어트지 뭐 솔직히 평소에는 고추장도 안 먹어요 참기름도 안 넣어 들기름이 좋지 들기름 제가 그 들기름 막국수 만드는 게 꽂혀가지고 진짜 하루 3시3끼를 들기름 막국수 먹었더니 들기름도 없어지고 그 메밀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잘 거예요 먹고 좀 소화시키고 잘 예정입니다. Yes. 잘생겼다고요? 지금 제가 일부러 720p? 그걸 해놔가지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. 또 고화질이면은 아니. 아 배고픈데 빨리빨리 하자. 빨리빨리 빨리빨리.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서 꽤나 많은 양을 엄마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 근데 발화점이 발화점이래 뭐야 발화점 맞아? 아무튼 그 끌레 끌 뭐야 아무튼 일반 식용유보다는 빨리 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좀 연기가 난다 싶으면 불을 확 줄여가지고 낮은 거에서 계속 좀 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렇게 쓰던 팬이 음, 괜찮다 잘 잘 안 눌린다 그럼 순서가 야채 먼저 넣고 그 다음 어쨌든 둘 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같이 넣어버려 사실 참치가 결이 얇으니까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마지막에 넣고 그 다음 밥을 넣어서 수분을 좀 없앤 다음에 없애는 와중에 간장을 뭐 넣어 그 간장을 좀 졸여 고추장 한 스푼 넣어 그 다음 잘 하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 그 다음 해서 김이랑 먹으면 되겠다 완벽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그게 너무 졸려요 해줘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쓰덴펜 안 산다 코팅펜 그렇게 편한 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굳이 왜 쓰덴펜 썼는지 모르겠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원펜 원스푼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아니 가, 아 고추장을 넣, 살짝 얹어 놓고 그다음 간장 한 스푼 넣어서 붓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은 고추장 간장을 하고 고추장 풀 수는 없잖아 빠르게 먹어보자 잠깐만 소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우 너무 커 수분이 아 야채 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다 먹어 어떤 사람 있잖아 야채 냄새 좋아요 이 야채 믹스에는 파프리카 그리고 어, 양파 그 다음 호박 그 다음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타지 않게 약불에서 조금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것보다 안 타는 거야 뭐 여기서 내가 뭐 마야를 반응 이렇게 해서 뭐예요 천천히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바바바 아니 고개는 아 아니다 이거라 이거라 요즘은 최대한 나름대로 최대한 그냥 좀 불건전한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라면 이런 거 다 먹는데 그것도 맛있으니까 좋아 좋아 겹살을 넣어줘요 넣고 나서 빠르게 물에 헹궈주고 빠르게 헹궈준 다음 얘를 좀 볶아주다가 음 맛있겠다 잠시만 이러면 몇 칼로리가지 몇 칼로리야 190. 아 얼마 안 하네 이거 배터지에 먹어도 500 500 얼마밖에 안 하겠네 요 고추장까지 하고 하면은 뭐 600, 600? 610?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수분을 날려줘요 아 참치까지 넣으면 좀짤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밥이 너무 적나? 아니 약간 이게 볶은 볶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비빔 느낌으로 가자 좀 더 잘 비벼서 그럼 좀 적당히 익히기 하면 되겠다 어우 양이 많네 음. 음. 벌써 맛있어. 야, 이거 첫 끼라 그런가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아주 맛있어. 이제 참치도 조금만 이 아니라 다다 넣어줘요 참치에 어느 정도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기름으로 와 그냥 이거 이렇게 먹을까 그냥? 아니다 얘를 그냥 반찬 형식으로 하는 거지 그 여기 그냥 고추장만 살짝 넣어가지고 얘랑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버리면 되잖아 밥이랑 굳이 비빌 필요가 없잖아 그지? 맞잖아 약간 그 참치 쌈, 쌈장 같은 느낌이지 참, 참치, 야채, 닭가슴살, 고추장인 거지 그 비빔 고추장인 거지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귀찮잖아 그냥 넣어야지 뭐 좀만 더 있으면 넣을까 이거 이대로 먹어도 맛있다 고추장 넣지 말까? 있다고요 밥은맨 마지막에 먼저 물로 한번 헹구고 고추장을 딱 조금만 하자 요 정도 그냥 네, 너 잠깐 너 잠깐 가 있고 그다음 너 간장 일로 와봐 너는 너도 좀만 약간 그냥 감칠맛 감칠맛 졸여주고 요거를 이렇게 졸여주면서 그러면 약간 불고기 냄새가 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맛있겠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약간 볶음 고추장 느낌이다 아 그냥 밥 따로 돌려 아. 살짝 뿌려주고 조금은 으깨서 넣어주고 참, 참기름도 그냥 양심 그냥 한 스푼만 들을게요 근데 여기 또 고추장인데 고추장인데요 고추기름 좀 들어가줘야지 고추기름 반 스푼 아치에도 오! 너무 맛있겠구나 야 쌈장 쌈장 거의 고추장 쌈장?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잘 퍼트려서 잘 퍼트려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밑에는 좀눌러볼게 해주고 음. 나머지 정리해주고 고추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 보이게 파슬리까지 됐어. 좋았어요. 근데 여기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서 치즈 한 잔까지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게 자연스럽게 좀 녹, 녹, 이게 녹아질 때까지 익혀, 익혀서 주고 얘는 물로 좀 헹궈서 분리수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하, 얘도 넣어주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느낌이 되게 완벽하죠 아, 아 짜릿해 짜릿해 짜릿해 잘 먹겠습니다 전 서서 먹을 거예요 괜찮거든요밥 조금만 퍼서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?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 닭가슴살 볶음 고추장 음 이렇게만 해먹어도 맛있게 진짜 어 이거 좀 남을 것 같은데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나오면 감자도 잘 익었어요 음 아 힘들어 내가 안길 원해?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렇게만 먹으면 이거를 이제 한끼 이거를 세 번씩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치즈가 녹았거든요 자 이게 치즈 치즈 올라온 거 보여요? 이거랑 밥이랑 음! 아, 진짜 치즈는 사랑이다. 심지어 이것도 다이어트 치즈걸요? 치즈를 전체적으로 버무려도 괜찮았겠다 치즈 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맛있네 나도 약간 질보단 양파이긴 해가지고 비벼버릴까? 이거 먹고 소화 좀 시키고 바로 자야지 아 진짜 너무 피곤해 Damn. 너무 맛있다.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군. 이거 진짜 만들었기 쉬운데. 대함 따라하는 거 봐. 내가 그때 치킨 먹방 할 때가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그래서 치즈 하나 해줘서 아 맛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밀가루가 없잖아 <laughs> 솔직히 그냥 이거 혼자 요리해서 먹고 그냥 자면 되는데 뭐 상태 괜찮을 때 라이브 하면 아미들도 아미들이랑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켰어요 아 행복해 안짜 하나도 안짜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? 평상시대로 할 거면 고추장 간장이랑 고추장 한 조금씩만 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음식 같은 건 저는 이제 좀 조절을 못해서 많이 시켜 놓으면은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이런 거는 그냥 밥 한 끼도 딱 정해져 있지 김도 딱 정해져 있지 딱 그냥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먹고 나서 시간 조금만 지나도 그냥 먹을 거 생각 안 나거든요 그냥 그 먹을 게 눈앞에 있을 때 눈 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막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정해졌으면 또 급하게 먹기도 안 해. 음. 매너 다리 들어가 매너 레그 여기서 또 치즈를 한 번더 지금까지 여러분 준비하세요. 확실히 밥이 좀 부족하긴 하네 양에 비해서 배불러 음. 음. 음. 음. 음. 음, 음.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즈 진짜 많은 거 밥 딱 반 공기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김이 들어간다? 이건 못 참죠 야 예, 아직 큰거 남았죠 왜냐면 마지막 밥이거든 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야무지게 먹고 음. 너가 막히잖아 나무는 그냥 김이랑 음끝끝 그래서 계산을 잘못했다 참치랑 닭가슴살 자체가 좀 염분이 있어가지고 네, 먹다 보니까 이거만 먹으니까 좀 짜네 다음엔 약간 향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 되겠다 훌륭하다 아밥아 밥 좀 아껴 먹을 거라 근데 얘도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지? 주스 가아이자세 숟가락이다 마지막 김 done. yeah. Was good. 너무 맛있었다. 아 행복해.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 I'm happy 너무 맛있었다 아, 음,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거지는 내일 할 거야 지금 너무 졸려서 안돼 아 너무 맛있다 yeah. 끝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. 내 손가락이 돼서 뭐 하려고 응? 내 손가락 돼서 뭐 하려고 내 네, 요즘 기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까요? 아 진짜 여러분 기타 얼마나 배운 줄 알아요? 깜짝 놀랄걸요 레슨 딱 한 번 받았어요 1일차에 폐기를 보여주겠어 여기가 아닌가? 맞을 텐데? 맞네 때 그러니까 1회차의 패기를 보여줄게요 기타 1회차의 패기를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자세가 기타 1회차의 패기를 보여줄게 요 자세 가 좀, 좀 불편해 아닌가? 내 손... 소리 이상해 에이씨 1일차야 1일차 1일,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 안녕 난 밥을 잘 먹었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, I ate so I go go to sleep Don't go, don't go, don't go, go. 안녕, 안녕, 안, 안녕, 안녕. 나는 갈 거야, 갈 거야. 갈 거야, 갈 거야. 너무 졸려서 안 돼요. 안녕. 나 진짜 졸려 보이죠? 이 정도는 보내줘야지. Look at me. Look so, 어? Very tired. 응? I have to go. 안녕. 나 진짜 간다. 바이바이. 어, 원래 밤만 밥만 밥만 먹는 거 찍으려 그랬는데 꽤나 연장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다섯 시 빨리 가야 돼 안녕 <laughs>